아유 구내염 심해 진짜 내가 이거 어떻게하면 좋아 아 전번에 저쪽에서 봤던 애네 나는 갖고 다니면서 이제 섞어서 주야돼 이거 갖고 되지 않네 아가 먹어봐 여기서 그냥 잡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저걸 끌고 어떻게 다가느냐 아니 뭐가 그 포획 들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겠다 아이고 다리 다치 도순아 어이구 피부가 세상에나 안 가려워 이제? 도순이가? 물 하나도 없네 물 보줘야 되겠네 음. 요순아 요순이가 요순 잘했어 요순이가